꽤깜짝 어. <laughs> 응? 음? 아 전혀 안 나오는데? 뭐 이거 샀, 이걸 샀거든요. 이 과자 먹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멀어 이게 지금 도착하네? 난 아침 도착했어 과제를 지금 기숙사 너무 고생하 진짜 소녀가장이 따로 없다니까 소녀 소녀가장 미치겠다 아, 진짜. 진짜 아, 진짜 주희야 너무 소모한다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니야 먹어 먹어 아니야 나 나는 배불러 이거 근데 좀 서비스 케어가 도착했는데 줄이 짱 길어요 일단은 40분부터 얼마나 기다릴지 네, 얼마나 기다릴지 투비 컨티뉴 yes. 1시간 지났어요 1시간 벌써 지났어? 진짜. 약간 아, 저 자본주의 말투 아니야? 어, 애구라. 감사합니다. 그때도 여기서 찍었던 것 같은데? 아, 그런가? 어, 딱 이쯤이었어. 제니 있을 때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제니랑 슈가비치를 어, 갔구나. 맞아, 어. 기러기 아 기러기? 기러기가 아닌데 기러기야 얘가 기러기야? 뭐 이런 거 줄까? 너는 좀더 치킨 베이스? 나는 완전 버섯 베이스 와 육수 진짜 와 오, 나이스 피어게 찾았어요. 찾았어요. 발로라마를 찾은 지 15분이 지났어요. 드디어 <laughs> 찾았어요. 건물하나에서 15분 보내고 이거 거의 찾았어요. 방탈출이었어 지금 거의. 그치? 진짜 내가 방탈출. any problem with the 여기서부터 쳐.